어떤 뻐 알아? um, dois, três, oito, oito, dois, tá bom? 들어가실 거거든요. 채널 다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그럼 안녕.